어떤 남자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잘생기고 키 큰 사람. 잘생기고 키 큰 사람이 돈이 없어. 그래도 좋아? 네. 어떤 남자 남자 스타일 좋아하세요? 키가 크고 그 잘생긴 남자를 돈도 있어야지 당연히. <laughs> 그러면 잘생기고 잘생기 잠깐만 잘생기고 키 크고 돈도 많고 어? 야 그런 남자가 어디 있어 도대체? 그래요. 꿈은 이루어진다. 아, dream, dream come, dream come. 아니 아니야. dream, dream come. Dream come true. 아마 그림 그래 거 그리 알아. dream comes true. 오케이? Okay? 아, 네.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아시죠? 오빠가 있어요? 오빠. 아 어, 오빠 없어요. <laughs> 아니 오빠는 왜 물어봐? 아니 이거 공부 시간에 누가 오빠를 찾아? 어떤 남자 스타일 좋아하세요? 어떤 남자 스타일은 아 귀가 기고 잘생기고 그리고 돈 많은 남자. <laughs> <laughs> 성격도 성격도 주, 주는 사람. 그럼 못 만나. 네. <laughs> 그런 거 없어. 그런 남자가 어, 어딨어. 어, 네. 아, 어, 떤 남자의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저는 착하고 음, 마음이 따뜻하고 똑똑한 사람이 좋아요. 해 돈 많은 사람을 안 좋아해요? 네, 안 좋아요. 돈이 많은데 마음이 안 좋아하면 안 돼요. 와, 한국말도 잘하네. 어? 잘하는데 아주. 네. 어떤 남자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아, 잘생긴 남자, 잘생긴 남자, 똑똑하 남자, 그리고 네. 마음이 어, 따뜻한 따뜻한 마음. 아, 네. 따뜻한 마음 가지는 사람. 네. 지금 현재 가지고 싶은 것은 있어요? 핸드폰 갖고 싶-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 핸-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 핸드폰 아니 핸드가 아니라 핸 핸드 핸드 어, 핸드폰 그래 네. 핸드폰 네, 네. 핸드폰 아니 핸드폰 이거 나와봐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자 우리 그 판판님 네 선생님 you 잠자기 전에 you you on you until이야 스틸이야 until 스틸인가 you sleeping before you sleeping before 100 repeat again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이 아니라 오케이? 핸드폰 핸드폰 어떤 남자 스타일 좋아하세요? 음 얼굴가 크고 키가 크고 다 크... No, no, n 어, 얼굴이 얼굴이 얼, 얼굴이 얼굴이 얼굴이 얼굴이 잘, 잘생기고지 얼굴이 길고? 네. 아니, <laughs> 아니 어, 얼굴이 잘생기고 아, 얼굴이? 아니 얼굴이 얼굴이 길고? 네. 오 마이 갓. 오, 얼굴이 긴 얼굴 좋아해? 귀어 귀고 커요 이렇게 이러 이렇게 남자 좋아요. 아니 뭐 다시 한번 세 여기. 네. 어떤 남자 스타일 좋아하세요? 얼굴이 길고 어, 귀가 어, 크고 음, 이런 남자 좋아요. 그 진짜 얼굴이 얼굴이 긴 남자를 좋아해? 네, 좋아요. 네. 네. 그럼 얼굴이 길고 키가 큰 남자를 좋아해요라고 해야지.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어, 얼굴이 기, 음, 잠깐만 선생님 어, 얼굴은 어, 고 어, 키가 큰 남자 좋아요 어, 한파님은 어, 발음 프로, 프로, your, your t r a i n i n 네 맞아요 네네 네, 선생님 얼굴이 얼굴이 얼굴이 길고 키가 큰 남자를 좋아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얼굴이 길고 키가 큰 남자 좋아요. 얼굴이 길고 키가 큰 남자를 좋아해요. 이게 아니고 <laughs> 얼굴이 길고 키가 큰 남자를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어떤 남자 스타일 좋아하세요? 나를 많이 웃게 만드는 남자 좋아해요. 오케이 돈이 없어도 Anyway.